반갑습니다 도그골프입니다 오랜만에 선수 소개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 스페인의 세르이오 가르시아 선수를 다뤘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PGA 선수 중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유독 강한 JT 저스틴 토마스 선수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토마스는 1993년 4월 29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full name은 저스틴 루이스 토마스 키는 178cm, 몸무게는 72kg으로 약간은 왜소한 편이지만 특유의 유연함으로 스윙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그만의 스윙은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도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가 300야드가 넘는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스윙 코치였던 아버지와 PGA 투어 선수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토마스의 골프 재능은 일찌감치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2009년 고등학교 시절 PGA 윈덤 챔피언십에 초청 선수로 참여하여 16살 3개월 24일의 연식으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컷통과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2년 알라바마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최고 골퍼에게 수여하는 Haskins Award를 수상합니다. 2013년 프로로 전향하여 Qualifying School을 통해 당시 2부 대회인 Web.com Tour 대회에 데뷔합니다. 2014년도 네이션와이드 칠드런스 호스피탈 챔피언십에서 커리어 첫 프로 무대 우승을 기록하고 이후 준수한 성적을 거둬 2015년도 PGA 투어 카드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PGA 투어 데뷔 첫 해부터 7번의 top 10, 15번의 top 25, FedEx Cup 32위 등 준수한 기록을 냈지만 다니엘 버거에 밀려 PGA 신인상 수상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CIMB 클래식에서 PGA 투어 대회 첫 승을 신고했고 2016년 같은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2016-2017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2주에 걸쳐 SBS Tournament of Champions Sony Open에서 우승했습니다. Sony Open 1라운드에서는 무려 5 9타를 기록하여 PGA 투어 역사상 5 9타를친 일곱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커리어 첫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우승, FedEx Cup 챔피언,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휩쓸어 버립니다. 토마스는 커리어 통산 PGA 우승 13회 중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열린 CJ컵에서 2회나 우승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PGA 투어 2회 우승 등 준수한 성적으로 2020년 12월 현재 세계 랭킹 3위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2017년, 2018년 PGA 상금왕이었고 누적 상금은 3,9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약 470억 정도 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스틴 토마스 가방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Titleist TS3, 샤프트는 Mitsubishi Diamana ZF60TX, 3번 우드는 Titleist TS3, 샤프트는 Mitsubishi Tensei AV Raw Blue 85TX, 5번 우드는 Titleist 915 FD, 샤프트는 Fujikura Motore Speeder VC 9.2 Tour Spec X, 4번 아이언은 Titleist T100 5번부터 9번 아이언은 Titleist 620MB이고 샤프트는 True Temper Dynamic Gold Tour Issue X100입니다. 웨지는 47.5도, 52.5도는 Titleist Vokey SM7 57도는 Vokey SM8 60.5도는 Vokey WedgeWorks입니다. 샤프트는 47.5도짜리가 True Temper Dynamic Gold Tour Issue X100 나머지는 S400입니다. 퍼터는 Scotty Cameron X5.5 Tour Prototype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은 Titleist Pro V1X를 쓰네요. 드라이버부터 공까지 죄다 Titleist만 사용하는 게 이걸 원클럽맨이라고 하나요? 출전하는 대회마다 언제나 우승 후보인 저스틴 토마스 앞으로 그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도구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